좋아요와 구독 다나차했어 아, 아, 아 차 간다 여기 메인도로 이쪽으로 차 긁어도 될 것 같은데 언니가? 일반적으로 이번 할게 싸워도 백업 가능해 가는 쭉 간다 안에 첫사도 될듯싹 가네 쭉 간다 텍트 너한 치고 피세번 났는데 안 죽어 아까지 따라가자 안 지킨다 이번 쪽 이번 쪽인데 남았어. 좀, 어, 남았어. 천천히. 어. nice 뭐야, 왜 보급 떨굴 것 같냐? 내 머리 위로 보급 지나간 아, 진짜 떨궜다, 언니. 아, 진짜? 언니, 뭐야? 혹시 딸이야? 뭐야, 이거. <laughs> 와, 나 자동차 굴러간다. 뒤에 <laughs> 조심해. 내 맞을게, 맞을게, 맞을게. 사실 거기 주차하려고 했어 아 오케이 <laughs> 어 온다 뭐 온다 지금인가? 저거 쏟아 뛰는 어. 하나 둘셋 혼자니? 나무 디 나무 디 하기 나이아니 먹고 오셔도 돼요 봐 드릴게요 아 고마워 아조심해야겠다 먹고 오시는데 조심해야 돼요 어. 오케이 그 TBS다 그 오톱도 온다 SW에서, SW에서 그거 오토바이도 있었어 애들 부실 것 같은데? 어. 아, nice 뭐야 멀리서 못 쏘는 죠차 올라온다. 확인. 없는 걸로 가는 거 있어. 아, 연막은 네, 있었고. 1번 빙 쪽으로 해서 여기 가면 오케이, 갑시다. 자리 잘 먹었다. 총알이 없어지네. 와, 서클 너무 좋은데? 야 어떡하냐 맞아? 이거?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각방 4천 개씩 감사합니다. <laughs> 저기도 보인다 M 방향 여기 두 명. 제가 같이 쏘자 이번 핀. 잘 보여 보이지? 확인. 아 맞다 맞 한대 맞았다 어딘지 모르겠네. 확인 두 명. 아까 하나짜리. 쏜다. 어차피 이거 안 써도 되지. 써도 되지 이거. 어, 그 아닌 거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두명 아니야? 밑에. 어, 바로 밑에. 아, 나이스. 어, 저기 해우스 조심. 아, 엔저야죠. 조 팀더 있을 거고. 11명 남았다. 아우, 야. 와, 뭐 뭐야? <laughs> 아, 뭐 뭐야 이거? 지혜야.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치킨 먹으라고 원이 도와 도와준다. 우리 빼고 4명. 예술 될것 같은 생각이다, 언니. <laughs> 아. 두명 남았어 지금 아, 조심해 두, 두 명밖에 안 남았다 어, 뭐야 이게 자기장이 없다 얘네 위에 있나봐 언니 아 큰일 났나 얘네 위에네 이거 아 그냥 싸움이 하란다 이거 야 우선 줄게 언니 그냥 내가 줄게. 아니야 나 이거 잘 못해 이거 너 나 이거 잘 못해. 아. 폭 던지 어 쳐다본다. 아예 없지 드링크가 언니. 어 아예 없어. 와 우리 미래가 없다. 어한 대 때렸다. 언니 계속 싸울 때 언니 그냥 죽어도 되거든 어차피. 내가 어차피 구성 그 싸움이라서 나 안 써. 깜짝이야. 아, 아 <laughs> 지혜야. 아, <laughs> 내가 깜짝 놀랐어. 나 아, 뭐야 전 뭐야 아저 뭐야 아, 아, 아, 아 뛰어, 뛰어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야 아니 야 힘들어 언니 어안 먹어지겠는데 이거? 그러면? 문제 때문 없어 뛰어내렸죠? 응, 둘이 같이 먹다가 그냥 구성이 네. 없어가지고 뛰어내렸 와, 쟤, 쟤네가 몰아줬으면 우리가 졌을 수도 있겠다. 쟤는 대피 있어가지고. 네, 잘하면 졌을 수 와.